え <laughs> っ 와, 이렇게 아, 내가 선물 하나 줬더니 그렇게 도망가겠어? <laughs> 그렇지 잘했어요 이야 이야 이야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<laughs> <laughs> 간식! 페퍼 간식 먹자. 옳지? 옳지? <laughs> 오케이. 앉아. 그지 손도 안 흔들. 손. <laughs> 코? 옳지. 뿌이? 아니. 하이파이 말. 하이파이 말고 하이파이. 뿌이? 옳지. 먹어볼까? <laughs> 이씨 바로 도망가 버리네 아니야. <laughs> 코? 응, 코도 있어. 삐? 옳지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손 쳐야지. 옳지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손. 손. 코. 코. 옳지. 삐. 이 노래 잘한다. 하이파이. 브 하이파이. 브 하이파이. 브 어찌? 자, 하이파이. 브 어, 잘한다. 자. <laughs> 또 도망가나 또. <laughs> 왜 그러고 있는데요? 백화? 백화? 기다려.옳지. 1번 정류장은 자갈지 입고 자갈지역입니다. 되게 좋아왔어. 친구랑 찾아서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근데 뭐라할 거야. 나는 항상 나 나도 그 얘기 들은 적 있거든. 나 그럼 그냥 뭐 어쩌다가 약간 이렇게 먼저 물어보겠지. 음. 야 걔한나 뭐 어쩌다가 나는 보험을 먼저 들었냐고 물어보고 음. 괜찮냐고 다 어쩔 거거든. 보험은 당연히 들지 않았을까? <laughs> 근데 이게 딱 그 반대라네 신기하다 신기한 거 맞아? <laughs> 음 맛있다 이거 약간 좀 달다 단짠 단짠 이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나? 나쁘지 않은데? 나도 극혐하거든 그래서 상큼하잖아 나는 피자는 잡으러 짜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불고기 피자 콤비네이션 이런 거 좋아해 고구마 피자 안 어, 좋아해 어, 오히려 콤비네이션이 너무 작다 해서 안 좋아한다 아, 피자에는 고기가 들어가야 된다 음.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히려 피자 빵걸안 좋아 진짜? 근데 빵 중에 피자 빵 제일 좋아 하 진짜 우리 식성 항상 너무 안 맞다 그리고 평 거기 올라온 소시지가 싫어 음... 니랑 피자빵 먹으러 가야겠다 <laughs> 나는 빵 먹으면 연유 바게트 아, 여... 연유라리 구성 좀 해주자 네, 알겠다 알겠다 아니 연유는 좋은데 바게트가 싫어 난 빵칼 무조건 딱딱한 거 아, 우리가 똑같네 <laughs> 마늘빵 이런 거 아, 마늘빵 안 좋아한다 <laughs> Mark <laughs> test 아 이게 좀 어떡해 이 카메라 지금 켜자마자 바로 이렇게 했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 갑자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는 무조건 밥 먹거든요. 근데 진짜 유일하게 아메리카노. 음. 난, 나 원래 진짜 아메리카노 안 먹었는데 이디야 일하면서 아메리카노밖에 못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메리카노 이제 먹을 줄 알게 됐다. <laughs> 야 나 카페 일하면서 이런 그래 너무 맛있어. 진짜 이거 시즌 언니가 짜증난다. 뭐 그래 다들 그렇다대.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네 <laughs> 내가 찾아본 게 아니고 내 이웃들이 한 거라고 <laughs> 그냥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것처럼 아니 얘는 그럼 프리퀀시도 안 모아? 그런 거, 어, 그런 거 하게 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<laughs> 그런 거 할 것 같이 도대체 그렇게 할 것 같이 생긴 건 어떻게 생겼지? 내가 커피에서 친구게 그거 먹거든 음. 톰크러쉬? 아니, 아, 아니 맛있어 맛있는데 나 그것만 떼다 어떡할 뻔했어 아조리 올리는 거 아니야? 조리 그 베이스 만드는 것도 계속 만들어놔야 되고 베이스를 넣고 우유도 넣고 아직은 안거같은데응 아직도 생각나요 그게 제일 까다로운 거야? 응 아, 그거랑 응 그게 제일 까다롭고 이게 스트로베리 치즈 올린 그게 뭐냐면 딸기 요거트 스무디에 휘핑 올라가고 거기 치즈 올라가는 거거든 사각 치즈? 어 그 치즈 올리는 게 진짜 귀찮아 손에 이렇게 음. 음, 잘안 떨어지거든 손으로 못 올린 딸기가 별로 어쩔 수 없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알바할 때 스트로베리 치즈 올린 거 만들어라 <laughs> 아침에 이게 딱 풀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 꼬불 어, 뭐, 계속 삐고 나 아, 그러니까 이게 유지력이 된다는 게 신기한 거 열을 아닐까 했는데도 맞죠 네 머리 약간 지금 그거 같다 와인색 같다 어머 아 그게 왜냐면 내가 밤색이어 밤색? 밤색 맞다 갈색빛도 돌면서 약간 밤, 그밤 말하는 그 거 알고? 그밤 갈색이지? 어, 어. 갈색, 갈색인데 갈색이 약간 붉은빛도 있다. 해. 붉은빛도 밤안 나갔을 건데? 밤좀 따갔나 보다. 아, 별로 안 따갔네. 밤, 밤송이 무서워가지고 안 따갔네. 아니, 근데 니 뭐. 우리 아빠 아. <laughs> 우리 아빠는 갔네. 우리 아빠랑 큰 아빠 안 갔네. 내 빼고 다 땄다, 우리 가족이. 내만 안 땄다. 같이 좀 봐. 좀 가자 했는데 내가 안간 건데 그런 체험도 언제 아, 아빠가 내보고 자꾸 불어 가서 좀 불러 지금 올려와 좀밤 좀 팔리게 해봐 이러는 거야 우리, 우리는 그걸 파니까 아 밤좀 밤좀 사, 가 해라 밤 좋은데 그냥 흰색 나올 거야? 사장님데

열심히 하는데 뭐 지금 카메라 카메라 켜져 있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거 같아 어? 갑자기 카메라 켜니까 그러더라고 오징어, 새우, 조개, 꽃게 종류, 개 종류, 낙지, 맛있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 안 하지 아 나이 다시 이거 다 이거 값이 비싸서 내가 일로 왔잖아. 근데 내가 일로 오니까 또 아빠는 학교 놓고 나한테 저 꼴도 만들어. 밀크 커피나 이발이지? 응. 어? 응. 환승입니다. 시간을 네, 가늠합시다. 제가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. <laughs> 빨리 싸가지고 가. 가자. <laughs> 아 징그러. 어디서 발견한 거지? 나가. 나갈까. <laughs> 감사합니다.